아나 수현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처음 봐. 하나, 둘, 셋. 미션 박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어, 카메라 안 있네. 어, 권 룸. 메이크업 박스에 들어있는 재료들로 컨셉트를 높게 메이크업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서로 해줘야 되는구나. 비주얼 룸의 메이크업 컨셉트는 호러! 호러입니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오! 어, 이게 렌즈도 이렇게 들어있고 브러쉬도 들어있어요. 어, 이거 페이스 페인팅 아니? 우리 파리 한데 코믹 할 수 있을까? 아, 가보자. 네, 가보자. 소원이 메이크업 잘하는데 저는 땡겨왔네요. 저는 메이크업 못하는데 소원이는 자, 여러분 30분 드립니다. 미션 스타트. 자, 기대하고 있을게. 응? 세탁 끝날 때까지 거울 보지 말기. 너 토끼래. 이렇게 해봐. 나 혹시 이. <laughs> 아 근데 토끼면 그냥 눈을 그냥 이렇게 해서 빨갛게 <laughs> 저희는 페이스 페인팅을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남의 얼굴에 화장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점 찍어주세요 저어 그래 좀 hot한데? 오 아니 과감하게 해야 돼 어떻게 지을 까 아예 과감하게 가야 내 꿈을 펼쳐라 한지라 아나 이렇게 웃을 시간을 줘 <laughs> 하나 둘셋 나 일단 달의 여신 자기 입으로 여신이라 너무 갈게요 하나, 둘, 네. 짠! 상처들이랑 입술 다물어도 치아가 보이는 느낌? 음! 막! 아! 깜짝이 아! 깜짝이 아! 아니 뭐야! 사람 무서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도사한테 친구 럽다니 나 바빠. 진짜 별로예요. 나 바빠. 와 진짜 별로야. 사실이라는 글자를 그 적어봤고요. 왜인지 모를 달을 이마에 <laughs> 약간 달의 여신. 숨어있어 숨어있어. 안녕하세요. 무섭죠? 누굴까? 가발을 쓰고 콧물을 하니까 다섯 살 때의 제 얼굴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섯 살지은 컨셉을 했습니다. 웃기면 웃으셔도 돼요. 아 진짜 무서워. 아 저는 합장거를 했는데요. 아, 다시 나. 아신장 아파. 상처가 약간 뜨겁잖아요. 그 상처를 그려봤어요. 핫하죠? 아, 뜨거. 아. 하나, 둘, 네. 셋. 짜자잔. 언니 위에서 언니가 조금 더 하고 왔. 다 아. 소리 터치겠지? 너 어쩐지 야. 바이바이. 심심하다. 저 무섭나요? 안 무서운 것 같아. 좀 무섭나요? 어머 근데 제일 레전드가 지금 안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눈빛듯이 내려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거기 앞니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입니다. 김민나. 산 토끼 토끼야. 광고 듣고 오실게요. 게임도 한 김에 게임 한 판 할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몸으로 마리오라는 게임인데 오! 오! 너 어떻게 해? <laughs> 바지에 싸버린 감기? 스컹크? 20분 동안? 어,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막 속담 이런 거 아니야? 막 돌체돌체 돌체링 이런 걸수어 재밌겠다 아 기대돼! 뭐길래 제한 시간 20분인 거지? 아 진짜 떨려. 뭐길래? 오! 오! 아? 산. 산. 오! 오! 오! 오! 아, 놀이 없어. 사막. 사막? 사막에서 바늘 찾기? 맞아요? 낙타. 사막에서 사막에서 바늘 <laughs> 찾다가 지쳤어요. 사막에서 바늘을 찾다가 지쳤어요. 낙타. 와, 맞아요? 이런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경고, 경고. 롤러코스터. 놀이공원. 나. 나무! 나무...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게 아, 그러니까 내셨다. 계속 이런 식인 거야. 계속 이런 식인 거야. <laughs> 나 이거 모르겠어. 뭐야? 내 네, 정답이랑 비슷해. 근데 롤러코스터랑 나무랑 <laughs> 엄청 잘 표현하고 있는데? 느림보? 나무늘보! 롤러코스터 탄 나무늘보! 아, 롤러코스터에서 인사를 하는 나무늘보. 잃었어요. 찾고 있어요.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산. 아, 다이빙. 반대, 반대로, 반대로, 반대. 글자다, 이거. 잠깐만요. 기. 빌러. 나 수준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처음 봐. 시옷. 스. 쓰레기. 생각을 좀 하고 말하라고. 시옷. 산! 산기슭! 산기슭에서 먹을 걸 찾고 있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높은 산기슭에서 하이에나! 산기슭에서 먹을 걸 찾는 하이에나? 힘든 싸움이었다. 아 이거는 아 괜찮다. 아 고래. 이응 요 용. 잘해 잘해 잘해. 잘한다. <laughs> 용 기응. 다들 누워야 될 것 같은데? 용궁. 어. 용궁. 용궁에서 생각하는 고래? 용궁에서 고백 프로포즈하는 고래. 용궁에서 결혼하는 고래? 맞아요? 언니가 결혼해. 와, 너무 잘한다.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밥 먹. 음식. 음식을 먹고 트름하는? No. 음식 앞에. 음. 한 입만 달라고. <laughs> 한 입만 달라고 하는 자막 와몇 분 걸렸어요? 설마 20분 넘긴 건 아니겠지?